Hi, Pogo Guy here. I want to show you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etup. This episode features a match between female foreign students from Indonesia and USA. Margaret is foreign student from Indonesia Elsie is a foreign student from USA. Both students bow each other before entering the ring as a sign of a mutual respect. Margaret is wearing blue sapa. Elsie is wearing red sapa. 홍사빠 SC 한국은 이제 3년째. 네, 마가렛은 어, 좋아하는 음식 육개장 싫어하는 게 네, 어, 육회. 네. 그리고 SC는 이제 미국 연수대학교 비즈니스학과.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가고요. Margaret 네, 밀어치기 and wins the first round. 예선전에서도 전 밀어치기 두 판으로 어, 베트남의 케 선수를 무찌르고 올라왔거든요. 예. 메시 선수가 매 경기마다 너무 힘없이 무너져요. <laughs> 자 자세를 좀더 정확하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. 예. 첫 번째 판을 먼저 따내고 있는 마가리시고요. 네. 자, 자, 어, 예선 경기가 있었죠. 네. 네, 희엔 선수와 맞붙어서 자, 이대치기로 자, 예선 열어따냈고요 네. 희엔을 2대 0으로 꺾고 올라왔어요. Margaret m and wins the second round. Both students bow to each other before leaving the ring as a sign of respect. Margaret proceeds to the quarterfinals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